<laughs> 여보세요? 네, 안 들려요.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 아, 어, 들린다. 아, 어, 안, 아, 어, 안녕하세요. 들려요. 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원님. 아, 비즈니스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됐네요. 아, 네. 네. 빨리 하고 끝내죠. 네, 알겠습니다. 아, 장난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합방을 잘 안 해가지고. 네, 그, 그렇게 해가지고요. 알고 있는데. 네. 저... 리더 좀 해주세요, 저 좀. 저 약간 당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디 그 적어주시면 제가 초대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안 들리시나요? 제 그 아이디 적어주시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잘 들려요. 귀에 딱딱 박혀요. 오케이. 아, 제 아이디요? 아제 아이디는 카카오, 네, 카카오예요. H A M A M E A T. 적어주시면 아 저 어디다 적을까요? 디스코드. 좋아요와 구독. <laughs> 아! 저 ready하면 되나요? 네. 저희 어떻게 치킨 뭐 바로 먹어버리죠 그냥? 그래 그래. 근데 저희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없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미션 받아서 합방하는 게 처음이라 그러게요. 그냥 합방만 하면 <laughs> 그냥 그냥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되게 아, 당황했는데 아, 원래 합방 많이 해요? 아,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아, 많이 하려고 노력해. 저도 솔로가 거의 주라 아 이, 예, 그래요? 이거 뭐 산옥 돌리면 되나요? 어, 네. 네 매 산옥 하, 먼저 할까요? 네, 산옥. 아, 걸프님 근데 너무 잘하신다 그러셔가지고. 아, 니에요 저, 저는. 장난 아니시라. 아, 저는 우자머니 발톱도 못 따라가죠. 뭘 발톱이요? <laughs> 발도 깎아버렸는데 어제. 저, 저 너무 신기해요. 엄마님이랑 같이 하니까. 저도 합방 오랜만에 해가지고. <laughs> 걸버님 목소리가 너무 귀여우시대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나 너무 부끄럽다 이거. 빨리 <laughs> 약간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너무 지 어, 색해가지고 팬티 색깔 알려드릴까요? 아니 아 그거 왜 알려줘요? 또. 아 친해지자 그래가지고. 아 너무 빨리 갔나요 제가? 네 그거 너무 너무 너무 건너뛰어서. 아, 저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면 님이 친해져 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 저도 생각 알려드려야 되는 건가? 아니 아, 아 괜찮은데요? <laughs>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저는 알고 싶지 않.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슨 색깔이냐면. 아니 아니. 아, 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어, 아, 사람이 있다. 저기 있는데요. 저 1번에 어. 있었어요. 네네. 왜 저러지? 다 왔어요. 발작 일으킨 거 아닐까요? 왜? 아니, 저, 저, 누구 쏜 거지? nice 오두 명이 죽어버렸네요. 왜둘다다 다 잡았어요? 뭐 이렇게 쉽게 잡아요 저걸? 이리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게 저 놀랐어요 지금. 우주아 말하니? 와 너무 잘하잖 내가 이럴 돼가지고. 엄마 엄마 엄마. 어 뭐야 쟤. 아 이거 님다 저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이거 죽어준 거네 이거 방금 이거? 아 이거 이거 <laughs>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야 저격하면 팬티 벗긴다 니네 <laughs> 아, 여기 아까 두명 들고 어? 그럼 잡아 죽, 죽, 죽어준 건가 일로 와 <laughs> 아, 열풍님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저기 있어요. 네, 1번 어, 잘 예? 쏘는데? 어. 뭐야 갑자기 저격 아니에요 얘네는? 어! 얘 어, 네, 어. 뭐야 이거 아니 뭐 이게 이러니까 자꾸 저격이랑 헷갈리잖아 그까 나도 이걸 써야 되나 말이야 한번 돈다 오른쪽으로 300으로 오른쪽 돌았다고요? 예 여기 지금 한 어디 여기까지 돌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못 살릴 것 같은데 이거 잡고 살려야 될 것 같아 한저 빙글빙글 잡고 돌고 있는데 325로? 어떻게 알지? 뭐지? 뭐지? 그냥 아니 저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 저격이 아닐 수가 있나요? 그렇게 춤을 추는데 아 마이크가 전체 마이크라고? 아닌데 띠용 고! 고고 근데 하모님 저 원래 알고 계셨어요? 저의 존재를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옛날부터 저는 예전에 제일 처음 방송 시작한 게 트위치라서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가지고 아 저도 트위치에 계실 때부터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오 <laughs> 어, 신기하다. 오케이. 두 명. 확인. 두 명. 야. 한명 더. 제 아래, 제 발 아래 있어요. 올라온다. 들리죠? 무자마 출동. 형! 밖에 있다. 밖에 여기 있어 여기 2층 베란다 있어요. 엄마 아프다. nice. 와, 날라차기. <laughs> 어, 약간 코코 된 기분인데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은데요? 저 지금 멘붕이니까. <laughs> 나도 나도 나도. <laughs> 저 지금 멘붕이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저도 지금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네. 있어요. 미션도 주셨는데 어. 못 읽고 있어 지금. 네, 가끔 한 번씩 서로, 서로 좀 알려주죠. 뭐 하는지 서로가. 69개 감사합니다. 저 이거 69개 리액션 한 번만 해도 되나요? 아우 그럼요. 30번 해주셔도 돼요. 귀여운 뿌링이님 아.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하고 있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아. 혹시 목소리도 아 마뱀 좋아하세요? 아 저 목도리 그만이 좋아하자 아 저도 하는 거예요? 네, 저, 저, 아니, 그, 저, 그, 아 저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하는 거 맞아요. 하는 거 보여주세요. 아 하는 거 맞아요. 아, 어, 뭐 온다. 어, 오토바이 소리 난다. 아 루카님 감사합니다. 이거 님 친구 아니에요? 맞다. 제 친구라고요? 맞는 거 같은데? 그 이렇게 쉽게 죽였으면 안 됐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아, 죽여요. 오늘 저희 게임 시작하기 전에 네. 전투력 테스트 한번 이거 할까요? 어떻게요? 이거 화염병을 네. 화염병 공중에 던져주시면은 제가 네. 맞힐게요. 오. 그 이거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테스트. 공중에다가 던져 던져주세요. 제가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깼거든요. 공중에 던져서. 화염병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요? 아니 화염병 하얀 병 이렇게 여기 이렇게 던져야지 이렇게 낮게 던지면 어떡해요? <laughs> 아, 제가 한번 던져볼 테니까 그럼 해. 어떻게? 이거 잘 맞춰야 돼요. 네. <laughs> 씨. <laughs> 놀래라 씨. 아안 맞. 못 하시네. 아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어 이거 이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 저 약간 얼굴로 그 다루는 느낌이라 깜짝 놀랐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걸보니 컨디션 안 좋다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요. 네, 미션 시험 미션 감사합니다. 음, 네, 쉽게 쉽게 갑시다. 역시 헨타이. 은하순원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은하순원버님 100개 감사합니다. 목소리 도마뱀 노래나 토마토송 불러달라고 해주세요. 한번님. 네? 제가 목도리 도마뱀은 아는데 토마토송은 뭔가요? 토마토송이 뭐예요? 몰라도 될것 같은데? 토마토송 불러주세요. 아니 걘 몰라 모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토마토송. 야, 아 누가 했어? 어! 사실 한지 한 1년 돼 가지고 까먹었는데 그걸 자꾸 아직도 시키네 그거를. 기회가 온 거지 이제 아주 내가 걸퍼님이랑 듀오 하니까 그걸 시켜버리네 거기서. <laughs> 물퉁물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내 풍기는 차진 토마토 나는 야 케찹 될 거야 나는 야 주스 될 거야 쥐 나는 야 겁쟁이 토마토 <laughs> 죄송해요. 제가 제가 그요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죄송해요. 이게 시켜서 죄송해요. 영어인지 예. <laughs> 몰랐어요. 이걸 왜 시킨 거 <laughs> 죄송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이거 왜 시켰어? 어떡해. 살구송이요? 아씨. 살구? 불러드려요? 뭐 괜찮아요? 예한 네, 판. 해보세요. 네. 아, 하마님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저 이거 잘, 아, 저, 저도 잘 안 하는 건데. 저 제 거 보면 다 용기가 나죠. 네, 네. 그, 그거 듣고 나니까 이거는 너 이거는 심한 것도 아니라서. 아 네.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참 왜야, 네가 없으니까 <laughs> 참 왜. 없다. 불사 그 어, 살구씨 네 토마토씨 아니요 <laughs> 죄송할게요 나는야 케찹 될 거야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구요? 걸보님 네? 아니에요 말을 해요 아니 왜요? 저기 말, 말로 오면 5만원이라 그래서 음 반말 한 번만 할게요 해! 야! 오. 1등 하자 알았어 야! 왜? 잘하자 응나 그리고 참고로 33살이야 잘할게 응 여기 가자 그랬어 오토바이 차, 찾아봐봐 오토바이 아까 자전거밖에 못 봤다 어, 사람 있어 여기 옥상에 사람 있어 하마야 하마야 꼬마야 얘 잡아. 하나 기절 한명 더 있던 것 같은데 같은 집 wow 얘 근데 아, 확킬이다 확킬이다 확킬 확킬 어 음. 아, 어 아야 아파 어, 수류탄 어디서 날라왔어 나너 죽겠다 야 지금 기, 자기장이라 여기 안에 내, 있다 내 뒤에 있다 내 뒤에 어? 발소리 여기, 여기 안에 있는데? 아닌가? 몰랐어. 나 금방 갈게 살아만 있어봐 죽였어 nice 죽였어, 나이스 죽였어. 그거 시체 먹고 와 아, 위에 예. 오, 맛있다 맛있어? 엄청 맛있어 장난 아니야 뭐 있어? 다 있어 헉, 발소리 걔밖에 안 들렸었는데? 어 얘밖에 없었는데? 수튼잘 어, 깐다 바깥에 있다 나 같이 가줄게 어 미안해 잘했어 한대 너가 그렇지 해소됐어. <laughs> 아유. 아니 이거 아, 나만 멋있게 나오면 나못 참거든? 나 지금 방금 좀멋있었어아 이거 나 이거 편집해줘 이거 미안해 일부러 저기 하늘에 어? 아니 아니야 이거 나 이거 너 너가 내 앞을 막았어 아니그 내가 잘못한 거니까 5대5 <laughs> 지금 지분 됐어 딱이야 우리 지금 딱 맞아 쿠키콜드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마방패 집이 좀 문제야 근데 두 명밖에 집 두 명이면은 집을 집을 우리가 지금 어, 들어가서 이대 먹으 이대 이대이다 이대이. 대 2대이다 집을 우리가 어떻게 난 저희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얘 문 열었다. 문 열었다 뭐야? 안 보이거든 나? 천천히 나, 안에 안쪽에 있어. 집 안에 있는 거 맞아? 집 안에서 나왔어. nice. 뭐야? <laughs> 나 너가 나면 어떡해? 나이스 아 이게 뭐야 나도 아, 쏠길 좋아하는 거냐 여보야 <laughs> 아 미안해 야너 꼬만 건지면 다냐 아, 나이스. 한번더 해야지 그럼 어 가만님 아, 아, 고생하셨어요.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아,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좀 편해졌는데 빚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끝내 <laughs> 어, 다음에 또 같이 해요. 네, 또 기회가 되면 같이 합시다.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저도요. <laughs> 가요. 안녕. 들어가세요. 네.